분을 야, 야. <laughs> 내 말 치는 거. 꼴. 아니야, 엄마가 이뻐서. <laughs> 아니, 순이 엄마 이뻐서. <laughs> 이뻐서. 거부해? 거부해? 아니야 그런 거 하지마 손으로만 만져줘 <laughs> 알았어 엄마가 침대에 앉아있다 보니까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귀찮아 애기들이 이럴 때 되게 귀찮아 미안 엄마가 장난해서 손으로 만질 땐 가만히 있잖아 배 만져줘봐 손으로 발로 음. 만지는 걸 싫어하네 <laughs> 어? <laughs> 어떻게 알지? 바로 만드는 거를? 아니요 뭐. <laughs> 어? 아, 뭐 지이게 뭐 발로 이렇게 <laughs> 꼬리에 웃기잖아 알았어 엄마 손으로 다 해줄게 손으로 해줄게 아이고 우리 순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잘했어 아 빨리 찌찌도 나야 될 텐데 아. 와

왜 엄마 장난하자고?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엄마 장난하자 그러는 거구나 아 그런 거였구나 엄마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 말라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장난하자는 거 아닌가? 뭘 알아? 아니 아이고 어, 깽이들한테도 여기인데 네. 이렇게 이쪽 젖도 좋아가지고 눈도 깜빡깜빡하고 왜 자꾸 눈을 깜빡깜빡해지잖 아이들아 꼬리가 계속 꼬리를 움직여 여기서 시원하게 푹 자으니 오늘도 대답을 안 해. 아, 그래, 그렇죠. 이동. 응? 음, 비오니까 좋아? 빗소리 좋아? 응. 네. 네, 좋아요. 응. 네, 네. 진짜 예뻐지네 이제 배만 돼도 괜찮다 응. 왜 약간 바로 찾기 장난치는 이거 진짜 한다 아까 공포할 때마다 누구 가면 좋아해 지도 집에서 이러고서 있다 보니까 목욕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 붙은 거지. 그렇지 순이 쉬어. 거기서 자. 엄마 빠이빠이.